2021년 2월 24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8585미 오늘 온 곳은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숙자 실제 노숙자가 갑자기 그 긴 머리를 한 어떤 여자 여자 같은 느낌의 노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그 뒤로 바로 확인하러 갔는데 사라지고 없는 그리고 망제 기운도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왔습니다 진입할 때 조용히 진입할게요 어? 에? 어디? 뭐라고요? 조금 이거 귀신 방금 뭐라 했단 말이야 아! 아! 어! 어! 어! 너, 어? 어? 담배 피워? 담배 피워? 담배 피워? 어? 아. 어? 왜요? 아니지.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불 꺼. 하나, 둘, 셋! 어? 방금 문 닦아 소리 들은 어? 잠깐만 저기 여러분 저 문 뒤에 있어요. 스샷 준비하세요. 앞으로 나봐요나봐요 어, 예, 또 왔습니다. 저 새끼 또 왔네. 예, 또 왔어요. 예, 또 왔습니다. 오이 씨발 뭐야? 어? 괜찮으라오, 괜찮으라오, 예, 괜찮으라오. 근데 막판에 소리 들은 사람 내가 내려오는데 소리 들었을까? 그 소리를 저기 저기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저기 뭐 그거 뭐냐 그거 그거 그거 그 소리 들었, 을 들었을 게라고 엘베 소리 같은 거 땡롱 야야 예, 예 엘베 소리 같은 거 살짝 들었는데 아! 아! 망자가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들, 여기 망자는 그렇게 센 망자는 아닙니다. 누구 있어요 거기에?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어?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